대박이다. 어. 우와! 악무 행아리 뭘까요? 아, 내가, 네, 내가 만든 말이에 왜? 마셔봐요. 방어력 무시하면 행복이 뭐? 뭐?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방어력 무시 원래, 원래. 암, 탄이무서하면 행복을 알게 된다? 원래 아, 안무 행아리에요. 맞죠? 안무 행아리. 무슨 알이? 어 지우지 어 씨. 야, 야, 지우지 마 돼. 행복해야 돼. 알겠지. 방탄 아, 무조건 행복하고 아니 행복해야 돼 알겠지 아 진짜? 방탄 무조건 행복하고 행복해야 돼 알겠지 알겠지? 원래 아무 돼. 원래 아무 행운이야 얘들아 3층에 간이나 잡았어 아 어릴 때 엄마 따라 피자 좋 기분이야 아 끝나지가 않지 왜 얘들 깨어와 아, 몇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몇 분이십니까? 어서 오세요. 빨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십니까? 아, 아, 잘 신난 것 같은데. 이야. 아. 얘들아 3층이 궁금하지 않니? 야 3층이 그렇게 놀라운 게 있다고? 야 대박이다. 가자. 가자. 진짜 진짜.